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사회혁신 융합 관점에서 모델을 다시 좀 소개드리고요. 저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청학행정사무부와 함께 지역재생의 다양한 모델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양으로 다양한 지역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몇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혁신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분명하게 사회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시다시피 인증 사회적 기업에게는 투자를 안 하는데 저희는 지금 투자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SIB 서울시와 함께 작년에 11억짜리 프로젝트를 3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발달 사용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 자원이 관련된 사업들에 저희가 실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와 함께 이분들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역적으로도 확산하고 또 정보와 함께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중인 부분들은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10년 이상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모델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모델 가운데 상영실에서 주로 보게 되는 집합자 임팩트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집합자 임팩트는 특히 지역 재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잘하는 하나의 기업만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패턴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실은 같이 가야 될 파트너 기관들이 서로 경쟁사로 오해하게 되고요. 또 어떤 한곳이 계속하게 될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이고 더욱 효과적인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되는 단체들에게는 기회와 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이미 실패한 모델들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해단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집합적인 임팩트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션과 목표에 후원과 펀딩과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우리는 목표를 같이 달성할 것이 운동의 인센티브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고요. 또 상호 간에 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합적 임팩트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끌어가는 중추 지원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재생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 목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상호 강화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진짜 성공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다섯 가지 기준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집합자 임팩트 사례를 뭐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올해부터 하나 금융그룹과 지역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일곱 개의 소셜벤처와 함께 발달장애인 분들의 실제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수능 일자리 창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발달장애인 관련된 소셜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이 한국에 한 20군데가 존재했는데요. 어,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서로가 만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육적인 측면, 거주적인 측면, 직무개발과 사회성 현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합해서 달려들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2 0개 이상의 비영이나 아니면 사적경제 조직들이 우리들의 솔루션만으로 굉장히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는 7개의 소셜벤처와 함께 팀을 좀 짜봤습니다. 그리고 7개의 소셜벤처가 팀을 짜다 보니까 규모가 높아지고 그 미션에 대한 효과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 금융그룹과 같은 어떤 펀딩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 굉장히 흔쾌히 그러면 하나의 어떤 주체에게 후원했던 이전의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일곱 개를 함께 육성하겠다라고 하셔서 사회복지 공급 모금에 함께 국제적인 사업들을 올해 3억으로 시작했고요. 그 효과성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더 크게 사업들이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원을 가져와야 될 어떤 기업의 재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그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학교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현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소셜벤처 그리고 발달장애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 부분들의 부모님들 저희가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재능에 기반한 발달장애 모델 일자리 창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연도별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섹터 간 협력을 진행하고 그 위에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원들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지점들은 이런 연합들이 사실 민간에서부터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지역 재생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사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장애인 고용개발원이라든지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전혀 함께하고자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실 참여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개월 만에 민간의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5개월 후에는 장애 고용개발원이라든지 복지재단에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미 편성된 예산들이 많으니까 함께하자는 식으로서 2차 년도에는 공공기관의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시재생과 집합적 임팩트를 한번 결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어, 올해 상반기부터 구청시와 함께 도시 우리마을 보물찾기라는 소서 마을의 육성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그 학술적인 관점에서 재생사업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사실 성과가 좀 안 좋으셔서 저희가 함께 들어가서 모델링을 함께 완전히 좀 새롭게 해봤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마을 기업이 육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육성된 마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활로라는 부분들을 먼저 만들지 않게 되면 사실상 육성기업의 졸업 숫자는 많지만 생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설명해서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지역에 있는 NC 백화점이 처음부터 유통 판로를 맡도록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또 어떻게 나온 제품들이 구청시 입장에서 공공조달로 3년 동안 시청의 기념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들도 또 생겨나고요. 이런 어떤 구조들과 함께 접근했을 때이 마을 기업의 다양한 변화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소사 지역이 철거가 돼서 그한 30년 동안 진행됐던 기록은 즉석 과자 지역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VJ 특공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어, 이제 그 자기 가게도 없고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철거하려고 이제 본래도 폐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저희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원래 소상공인이었던 자영업의 이재가점을 마을 기업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첨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 마을, 이 마을 기업을 통해서 법인화가 되게 되면 일정한 지분을 김옥은 제가전에그 대표님께서 가져가시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배분되는 그 배당을 통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연금 효과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일부 자료만 보여드린데요. 새롭게 브랜딩도 하고 패키지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유통채널에서 사고 싶은 내용들도 NC의 유통채널들과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이 되면 부천시에서는 뭐 전국에서 오시는 다양한 손님들에게 부천시 기념품으로 이런 과자 부분을 조달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 대상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기업을 단지 육성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가치 사슬을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고 나서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reference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머물락고 있는 건물에도 v i p 에서 방문하셨고요. 지난 10월달에 일자리위원회, 제3차위원회를 저희 빌딩에서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고 진행했는데 거기서 발표됐던 다양한 사회적 경제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안을 보게 되면요. 정부가 제시한 대기업에게는 공반 성장의 복지로서 저 대기업의 유통망 공유를 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점에서는 협업 전문회사 제도라는 굉장히 수입한 부분들의 몇퍼런스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이 먼저 됐던 공공조대의대념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모델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재생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동력이 만들어진 공공기관, 대기업 혹은 뭐 다양한 주체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모델링하면 좋을지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진흥원과 또 몇 개의 컨소시엄과 함께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천시에 있는 부평구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실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평구에 있는 저쪽 지역에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링이 저희가 가진 굉장히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분들을 대충 저희가 짜놓은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계 시책을 가지고 이 모델링을 짰던 부분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쪽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세권 공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동보금이라는 사랑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이 기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기부된 돈들이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진행하시는 지역재생 사업과 연결하실지에 대한 모델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고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역에 있는 신협은 아시다시피 신협 중앙회를 통해서 현재 사회적 경제나 건축과 용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모델링들을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모델링들을 짜서 신협이 이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반통장이라든지 사회공헌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정거래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기업들에게 자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 써보시면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산학협력 R&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학협력 R&D의 자금은 내년부터 더욱더 많이 지역 재생과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R&D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가 가진 교육부의 R&D 자금들을 어, 진행하시는 지역재생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 앞쪽에 있는 부가 운영체계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금융체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적경제는 굉장히 독특한 현장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만을 가져오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한번 빌딩 건축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지하에는 기업으로부터 오게 되는 기부금이나 아니면 공동 모금에서 받게 되는 기부금이 정말 이렇게 딱 지하에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일단 세팅이 되면요. 1층에는 지역 주민들과 또 관계된 분들이 기부 혹은 대출형의 크라우드펀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더욱더 강화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예산과 연계 시책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직접 자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안전한 자금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가 저는 사회병원이나 기부금으로 진행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지하와 1층을 만들게 되면 2층부터 3층까지는 본격적인 금융의 역할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협이라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뭐 마체, 그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계금융과 신용대출들을 활용하시고 제일 위쪽에는 현재 한국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인풋 투자를 연결을 해보신다면 어, 금융이라는 모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지역 대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하와 1층과 2층이 없이 사실 3층 임팩트 투자가 진행되기는 아직 은 한국이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모델은 실제 저희 국정부로 진행하는 몇 가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젠틀리케이션부터 뭐 다양한 이슈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안 될 일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판로를 확보한 다음에 창업을 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이미 창업된 분들에게 자금 투자와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이 혼자 그렇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업종별로 연합이 가능하다 혹은 업종은 다르지만 가치 사실로 서로가 연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역협업지주회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협업지주회사는 어, 자신들의 정보라든지 자산을 실제 같이 구매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감지하고자 저희가 모델링을 짜고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으로 해외에서 가져온 커피 원두를 가져오는 사회적기업이 고요그 다음에 그렇게 가져온 원두를 발달장애인분들이 손으로 이상한 원두를 뽑게 되는 또 커피 지단하는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볶은 원두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유통판매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들에게 어떤 커피를 전달하는 다양한 사적격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의 업종에서 다양한 가치 사슬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적 협업 지주회사로 만들 수가 있으면 거기서 규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투자라든지 더 큰 정책적인 연계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 재생에 있어서 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좀 더 궁금하시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디자인 진흥원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들과 모델들을 소개해 공유좀 드리고요. 국토양보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저희가 이런 모델링들을 전국적으로 크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모델 가운데 활용이 가능하신 게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